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얼마나 울었던 눈은 빨갛게 멍이 들어 진짜 <laughs> 선생님 반주라면 그 어떤 곡이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진짜 노래할 만 난다라는 걸 너무 느꼈어요. 선생님이랑 같이 주고받고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. 동백꽃 잎에 새겨진 사연 말 못할 그 사연을 기다리는 동백아 가신 가신님은 언제 그 날에 외로운 谢